이제 한국 왔어요. 5년 남았어. 5년? 아이고,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벌어서. 직업이 뭐요? 한국에서. 뭐? 직업이 뭐요? 무슨 일 해? 음, 음, 빵 공장에서 일해. 빵공? Pangkong Tangyu. You don't know? don't. Bread company? Oh, company? Motion company. Bread. Bread. Oh, bread. Ah, company. Oh, okay, okay. Arasa, arasa. Oh. oh. 불법 아니야. 아, wow nice 어디서 어디서요 지금 한국에서? 화성. 어, 화성 살아요. 와. 아 진짜 예쁜데 응. 네팔 사람 예쁜데 나안 예뻐 예뻐 진짜 안 예뻐 예뻐 머리카락 길어? 내 길어지 애기가 아, 뒤로 가는데 이렇게 I want to see your hand 없어 아, 와 진짜 예뻐 머리카락 길어 안 길어 좀 짧아 아 예뻐 진짜 예뻐요 남친 있어? 감사합니다. 있어요. 아이고 아 짝사랑 왜 있어? You're funny though. I'm from Indonesia Indonesia 사람이에요 음, 아 몇 살이야? 오케이. 저? 어, You can guess. Kiron 스물여덟 스물여덟 kan 진짜 예뻐 결혼했어? 아직 안 했지 아, 왜? Kiron 나중에 할게 결혼 orang kiron 나랑 le? You're funny. I'm from Indonesia. Nolok kacik kalle sih kan isemenan. 아니야. I see that you are funny. <laughs> funny? yeah. <laughs> 왜? 나 남친 있어. 왜 계단하려고 했어? 괜찮아요. 어디서 남친? 한국에 한국에서요? 있어 여기. 아이고. 너 방에 남친? 아니야 친구야 친구. 어디서? She's sleeping. 음. Uh, she's from Malawi. From m a l a w i Malawi. Malawi? 아. 같이 살아요, 남친? 남친 아니야. 친구, 같이 친구. She's from Malawi. 아, 친구 같이. 오케이, 오케이. 남친 음. 어디서 지금? 남친이라고 있어. 아, 어, 괜찮아. 너러 같이 갈래? 시간에 샤메나. 아, 아이고. 이름이 뭐요 What? 이름. 이름 아 야소다. 이름 What's your name? 야소다. 야소다? 응. 와우. 진짜 예뻐 예쁘다 예쁘다 거짓말 거짓말 아 진짜로 오케이 okay. you, you have Instagram? Nice meeting you. Instagram 주세요 줘봐 Yeah I do 아. 인스타그램 줘봐 안줘아 문자 해 메시지 해 Kaju type. Ada so. Cinta ya, jipu. Nanya. Anak cewek. <laughs> Okay? Wah, narang, boleh sakit kan? Yakso? Eh, boleh sakit kan? Yakso ke? Nada tu, apa? 왜? 왜? 여자는 없어. 여자는 없었어. 네, 네팔. 야, 여자들이 많아. 어, I want 네팔 사람. 아, 네팔 네팔 여 네팔 여자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아, 네팔 여자는 예뻐요. <laughs> 너, 안 예뻐. 너 진짜 예뻐. 거짓말. 진짜. 아 시간 있으면은 안산 같이 가. 안산 옆에 있는데? 아. 안산 서울에 같이 가. 아이스 아이스케이팅 해봤어? 어 롯데월? 다 해봤어. 아 좋아 잘해. 같이 가. 아 담주 담주. 아 월급 나와면은 아 월급 나와면은 같이 가. 마시... 아가 <laughs> 나 남친구 나 데려. 괜찮아. 나랑 같이. 안 돼. 나나 남친구 데려. 아이고 <laughs> 뭐야. 아. 괜찮아. 데 데리면은 가 가라고. 가라고. <laughs> 와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잘해? 왜 잘해? 한국말 배워야지. 아니 배우 아니라 음. 한국말 잘하네. 음, 감사합니다. 나 어, 한국말 잘못해서요 내가. 아니야 잘했어요. 너 너무 잘해. Better than me. n 아, 나 너무 잘해 아니라 니 너무 잘했어요. 아닌데? 응 진짜. 음. 난똑 똑바로 하고 또 바람도 똑바로 듣고 이거 잘해요. 네팔 진짜. 네팔 사람들은 잘했어. 어, 어 네팔 사람들은 옛날에 어, 어, 공장 친구 친구 옆에 음, 네팔 사람 있어 음. 한국말 잘해. 다 어, 네팔 사람 한국말 잘해. 어, 우리 많이 배워. 여기 아. 안 배우면 올 수 없어. 어 그래. 음, 많이 배우고 또 어, exam. We have to do exams 아. and we have to pass and then came here. 그래 그래. 집에 안 가? 응. 집에 안 가고 가? 싶어요. 아 같이 가. 대박. I will be. I will. I, I will marry with you. I want to? Uh, I 남자친구 going to kill you and me too. 그, 그냥 가. 남자친구는. <laughs> 어, 남자친구 무엇을 네. 뭐 해? 어, 지금 음. 자동차 부품? 자동차 보험? 아, 알았어, 알았어. 음. 아, 음. 볼트? 볼트? Iya yeah, ya. Yeah. Hmm. Ilham dulu. Ah, welcome. Cintura. Welcome all Mayo. Handare. No. Nah. Hmm. Sampai mana? 2 million. Na? Sampai mana nawa? No. Two. Ipek eh, mana? Oh. Mm. Oh mana? Ibig eh, mana? mana? Mana? 나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 아 지금 어, 어, 어디서? 기숙사? 아파트? 원룸? 기숙사. 기숙사? 아. 아, 어, 내 친구 자고 있어 지금. 그 회사에 어, 공장에 몇명 있어요? 어, 네팔 사람. 어 혼자. 혼자? 와우 진짜 좋아. 왜? 다른 나라에 없어서? 다 들려. 아. 나 네팔 사람. 네팔 사람. 말라위 사람. 혼자. 음. 인도네시아 있어? 인도네시아 사람? 인도네시아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아 집에 가서? 음 몰라 나 오기 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 Oke, Aras. Oh, Aras, Aras. Wole. Tarenare. Wole Rusia. Tarenare. Oh, oh, Rusia. Oke, okay, oke. Okay. Punasen awa? Wole. Cikum opso. Punasen awa? Solal. Punasen awa. Olma. Oh, Tanawa. Sip mana? Hmm. Sam sip mana? <laughs> Sip mana nana wajib. <laughs> Um, 라면 5만원? 5만원? 보너스? 아이고 조금 음. 뭘 그래 아 뭐야 사장님 보너스 아니 많이 나오 아니 많이 나오면 어 200? 아니야 200 아니야 20? 20만원? 음 많이 아. 나오면 아 어, 5만원 어, and, 어, 20만원 어, 알았어 알았어 음 <laughs> 사람 좋아 나쁜 사람 아니야 음. 그래 진짜 그래. 아 영인 같이 갈래? 영인 에플랜드 가, 가봤어요 아가봤어 원래 어. 다음에 같이 갈래? 시간에서 만나 아, 음, 같이 하지만 난 남자 친구 나한테 때려 나 어디 가면 안 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인스타그램 줘봐. 인스타그램? 예. Yeah. 예. 음, 말했잖아요 소달림부. 뭔지 해 뭔지 해. 어, 메시지. 어떤? <laughs> 잠깐. Uh, ah, all, iya. all guri, all guri look like uh, Indonesian Sarah. Really? Mm. Oh, really? Mm. Still? Yeah. Do it, Don't do it, lie. okay, okay. Do it, okay. I want to see you. Wow. You look so sexy. Your body is good. No. 진짜 예뻐. 근데 한국말 잘하네. <laughs> 조금만 알아요. 아, 어떻게 알았어? 인스타그램 주세요. 뭐? 인스타그램. 아, 그거 인스타그램이야. <laughs> You can find. Hmm? That is uh, Instagram ID. To Susi. Munjahe Munjahe. Cool. Ay, that is Instagram yeah. Heba Hamun. Morago? You can search. Yeah. Uh. Morago. ID. My Instagram. Right. That that's my ID Zack Zack. My Instagram. Follow my Okay. Instagram. I will follow back your Instagram. 오케이 오케이 안돼 머리카락. 섹시. 머리카락 크지? I've never been to abroad. 아, 그러면은 놀러 와. 인도네시아. 아, 머리카락 길어? 아, 진짜 네, 머리카락 길어요. 아 진짜 예뻐요. 아이고. 어. can you stand up? What? 아, What? can you stand up? I want to see your hair. Hair. Yes. Okay. OMG. <laughs> your hair 길어. Yeah. i'm student ah cô trung học sinh trung học sinh trung how old are you uh 22 mm. i'm 16 16 oh, 진짜 yeah. <laughs> Why all the body part bad? okay. I'm shy. Oh, 부끄러워? Yeah. 괜찮아요. 이리 와. 아, 진짜 진짜 예뻐요. Oh, thank Ah. you. 어 뭐요 이거? 어 뒤로 어 사진? Oh, that No this 사진? is picture of me and my friends. 아, you can playing guitar? A little bit, but I didn't play guitar for a long time. 어 해봐 한국 노래. Uh, I I want No. to hear you playing guitar. I'm not good at playing guitar. 강아지? You have 강아지? 예, yeah, 아, 진짜 이쁜데. 강아지, 일로 와. You're really good at Korean. 어, no, 한국어, 한국어 좀할수 있어요. 조금만 알아요. 어, 많이 알아요. 아, 얼마요 강아지 사서? 아, 어, 이거 원래 100만 원? 100만 원? 와. but my grandfather 음? 어, gave 아. 어답트.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your grandfather 어, 줘? Yeah, yes. 알았어. 100만 원? 어, 비싼데? 강아지는 한 마리? You 몇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만. 어, 오케이, 알았어. You want to 어, you want to adopt puppy or 음, 어디 사세요? 왜? 어디 어, 강아지 사세요? 사세요? 어, I don't know. My grandfather gave 어, this dog 할아버지, to my aunt. 할아버지? 어. 아, 할아버지 음. 개 farm, dog 어, farm. 어, give you. 오케이, 오케이. 아, 옆에로, 옆에로 가면 돼. 옆에로 가야 돼. What? 똑바로 웹캠 똑바로 해. Me? 음. My face? 아 그래. n <laughs> 어. 왜? <laughs> 괜찮아요. 아 진짜 너무 예뻐. 다른 다른 no. 다른 사, 다른 여자는 없었어. o 어, 이, really? 이름이 무슨 니까? 지연. My name is 지연. 김지연. Chong. 정 정지연, 어, What is your name? 정지연 씨. 어 <laughs> 다음에 안산 가야 돼 놀러 와. <laughs> 같이 갈래? Okay. 어, 남친 있어? What? 남친? No, I don't have a boyfriend. Why you don't have boyfriend? 어, <laughs> why? 왜요? 어. 당신 머리, 당신 이쁜데? uh, ex-boyfriend is 있었어? No. Oh, that, you have girlfriend? Date 안 해봤어? Date, dating? No, no date. 아, 아 what's your 어떤 남자는 아, 사랑하고 싶은데? Huh? 어떤 남자는 what's your type of guy? Uh, ideal? 무슨 말이 알아요? 이상형? 아, 그래. Uh, um, just good personality. Good personality and then Yeah. That that is all. 아, 외국 사람 어떻게? 괜찮아요? Good. Like But me? not, not you. <laughs> I am good personality. 나쁜 사람 아니야. yeah, but you're good. Uh, aging too much. 괜찮아요. <laughs> <laughs> No. Crime. Crime? 한국에서? Crime. Yeah. 아, Yeah, 한국에서 어 데이트 어 청소년 crime. 어떻게? 잘 모르겠어. 어, 한국에서. 음, crime? 아, Yeah, crime. 어 adult and child date crime. 아, if you 어, 스물 살 아니면 crime? 어 yeah. Yes. 나중에. 인도네시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laughs> 상관없어 어, <laughs> 어, 괜찮아 놀러 가야 돼. 아 서울에 가야 돼. 서울에 같이 갈래? you 아, are working in Korea? Yes. Wow. 아 롯데월드 가봤어? Oh no, I never been to 롯데월드. 아, 왜 그래? Have you been to 롯데월드? 아, yes. 어, 롯데월드 가봤어. 재밌었어요? 제일 좋아. 어. 롯데월드 안 가봤어? <laughs> yeah, but I went to Everland. 아, 에버랜드, 에버랜드 영인. 용인 가봤어. 또 <laughs> 좋아. you like Korea? Yes, I like Korea. Uh, I like uh, 한국 여자 too. <laughs> like you. 어, uh, 한국 여자는 이쁜데. 아, Indonesia girl pretty. no, 한국 어, 아, 한국 여자는 너무 pretty. 어, <laughs> 혼자 살아요 집에? No, I live with my family. 아, 왜 어, 부모님과 부모님? Yeah, with and, and my younger brother. 아, you have 어, 오빠? No, 동생. 동생. 동생. 동생 두 명. 한 명. 한 명. 남 동생, 여 동생. 남 동생. 남 동생. 몇 살? 어, 14. 14? Yes. No, 16? yeah, 16. 와, 진짜 이쁜데. 아, 머리카락 재밌어요. kasih <laughs> uh, Irona I want to see <laughs> wah cinta ya pun deh mid mid mid mid uh, middle middle pan pan oke uh, tok paru eh. hmm. Irona Irona cuci <laughs> I want to see your hair see uh, your face all 이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No, no, no. 와, 진짜 길어. 어떻게 해야 돼? You like long hair? I like your hair. 진짜 많이 예뻐. 아, 뭐야. You're pretty too. 아, 한국 여자는 사랑하고 싶은데. You have Korean girlfriend? No, I don't have. I don't have girlfriend. 어, 어, 데이트, 데이트 해봤어요? 응? 데이트? 데이트, 안 해봤어. Korean girl. 안 해봤어. 아, <laughs> You, uh, if you want, date with me. <laughs> 어? 괜찮아. 아, 세기피, 세기피. 뭔데? 아 한국말? 아, 아 뭐야 이거? 아, 시기휘? 아, Movie, movie. 어, 무비? 어, 홈플러스? 홈플러스? 시기휘? 가야 돼? What? 홈플러스? 아, CGV 시기휘? 홈플러스 아. CGV CGV? 리얼 어, 알아요? 야, 무비 리얼 아, movie. 아, 같이 갈래? 뭐, 무엇 하고 싶은데 아, 음, 바다 좋아해? 바다? 왜? 바다 바다? 음. 부산? 아 부산 아 부산 안 가봤어 한 번만 아 부산 그 울산 아이 울산 어 네, 울산 울산, 울산 살아요? 예 아, yes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아 부산 같이 갈래? 괜찮아? No. 왜? 괜찮아 맛있는 거니까 사줄게 아, uh, no good 어? 너 남친 없어 no. 나도 아, um, 나도 여친 um, 없어 그냥 친구 아, 친구. I like single. 친구 친구 okay? single good single best 어, best best friend uh, Al Kuri, I want to see your face. Uh, no. Uh, Chocoman. 1 l 이 u n m a No, Ilpun. An i pretty. o No, p Pretty, 진짜. I'm not pretty. 진짜 이 o 네 아싸, 스판 알아요. 한국어 좀할수 있어요. 아. 어, 뭐. 어디 사세요? 청주. 청주? 아, 청주. 강아지 이쁜데. 네. 얼마 샀어요? 강아지는? 응? 네? 얼마, 얼마요? 강아지? 아니, 무슨 강아지? 뭐 하이야 지금 Korean language 아, 한국말 배우고 싶어 Can you teach me? Basang, basang itu like 아, 몇 살이에요? 열다섯 삐끗해? 15th, Yul Dasat? Mm. Kromena Chung Hak Yo? Chung Hak Sen? Middle School. Middle School, ah, Arasu, Arasu. Ah, wait, a mask card. Boosting Already. Ah, uh, Covid-19? Aren't it? Covid option? 마스크를불러주세요아 진짜 예뻐요 Thank you. <laughs> 괜찮아요 골라주세요 마스카 음. 오내 어, 이어폰 뭐, 어디 갔어? 뭐가 떨어졌어? 아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 응? 혼자 살아? 아 어디 사냐고? 어 혼자 혼자 응. 혼자 누구한테? 부모님? 가족이랑? 알았어 알았어 이름이 뭐요? 이름? 예빈 뭐라고? 예빈 문자해 문자해 한가라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뭐야? 그, 애국가. 그 애국가 맞, 애국가. 아! 아이씨, 야! <laughs> 무슨 소리?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봐. 일로와. 강아지 때리지. 일로와. 강아지 때리지 마. 가만. Come on, baby. Come, Come on, on, baby. Come on. Come on, 자기야.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 어? 쭈. 일로 와. 강, 강아지. 일로 와. 아직 안 먹어. 에헤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도시장 만들어 버릴게 음, 강아지 데리지 마 아니 아닌데 뭐해요? 안나? 트랜슬렛? 아 어, 어디서 사세요? 정주? 아 진짜 안되겠다 너 일로와 안지기가 아, 아파 아 강아지 찾고 싶은데 사야지 강아지는 얼마 샀어요 강아지 100만원? 50만원? 음, 진, 진, 진. 응? 진, 진. 지지? 아,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와, 강아지 잤어. 도망갔어. 강아지 도망갔어. 일로 와. 올라와 그럼 침대로 올라와 야 가지 말고 올라와 올라와 알았으니까 올라와 안 괴롭힐게 올라와 가지 말라고 올라와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강아지 도망가야지 하얀 하얀 까불 아 b e Chinanju, maybe? Uh, maybe, maybe. OJ? Um, yeah. Yesterday, yesterday. Maybe. Yesterday? Okay. Ah. Hello. Mm. You skip me? I forgot. Um, no. no, I, I, I, I, I. I. I. Iramay mo sa Okay. 아, 사울. 아, 사울에 이거 아, 사울? 나 생각해. 나 기억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오케이. 음. 어, 뭐 can 해? I 아, 얼, 얼굴 그려 드릴까요? 얼굴? 얼굴? 왜 그래? 예. 예, 있다. I, I'm from 예, Indonesia. 그려드릴 수 있어요. 네? I'm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예. 음. Can I draw your face? Yes. Wait. Can I draw your face? I I. Okay, okay, okay, okay. I, oh, I, drawing, I, I drawing. Draw, I draw. Mm. Yeah, yeah, yeah, yes. 음, 아, wait a minute. 드러잉 잘해요? 아, 잘 못해요.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잘 못하니까 귀엽게는 아. 그려드릴 수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직업? 직업? 학생이에요, 그냥. 아, 학생. 서울에? 학생 서울에? 네네. 음. 음. 왜, 왜 방에 있어 닭? 네? 방에 닭, 소닭. 아 방이 어둡다고요? 음. 아저 약간 불, 저녁 아, 되면 불 다 끄고 있어가지고. 불 켜주세요. 아, 나나. no. <laughs> No no. Sorry. 와, 잘해요. 어. Sorry. Oh, sorry. I'm not good drawing. 아, you have uh, Instagram? 인스타 알려주세요. No. 인스타 알려주세요. I don't have. I don't have Instagram. Sorry.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상관없어. No problem. Okay, okay. 이름이 음, 무엇입니까? 음, 김지우예요. 김지우. 김지우? Yes. 김지우 씨. 음, 서울에 어딘데? Okay. 네. 서울에 어딘데? 용산? 음, 알려줄 수 없어요. 영산 sorry sorry 여, 여, 산다 왔어 진짜요? 음. 음. 아, 어. 용산 가고 싶은데. 용산 어, 용산? 너무 보고 싶어. I love. 아, Is is is my dog. My dog. My dog. 아, My my pet. You know. 강아지. Yes. 강아지. Yeah. No. Or or or. 어, 어, 어, 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일요일 여 여행이요 여행? 여행? 아. 음. 아, goodbye. Bye bye. Okay. Bye. Have a good day. Uh, okay, bye. Okay. Hello. 아 한국 한국말 해? 한국말 네, 한국말 조금 조금 할 수 있어요. 아,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잘해요. <laughs> 어떻게 한국말 알아요? 나요? 아, 배웠어요, 혼자로. 어, 디서요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요. 그냥 혼자? 없어요. 인터넷 배웠어요? 네, 인터넷에서 배웠어요. 음. <laughs> 어디 살아요 지금? 중국에서 살아요 지금. Uh, have you ever been Korea? Nope. 와우 한국말 잘해. 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 선적? 저 선적? 나 자전거 아니야. 아, 그냥 아. 한국 중국 사람. 어, 중국 사람. 저 저저 선적 뭔데? 믹스 한국 어? 아니 아니. 음, n o 음. 그냥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아, 어, 뭔데 어, 직업이? 직업? 음. 지금 대학생. 아, 대학생 어딘데? 중국? 중국? 중, 난징. 남징? 아, 남징. Yeah. 아, actually 아, 사실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예. 어, 어디에서 왔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지금 한국 살아요? 아닌데요. 아,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using VPN. 인도네- Use VPN. What? VPN. VPN. 아, 아, you use the V. 음, use VPN. 아, Okay. Uh, your your behind you is 대한민국인데요. 음, 선물 샀어요. 선물. 아 한국 가본 적이 있어요? 어. 아니면 어. 한국에서 한국 가봤어. 많이 지난년. 거... 아 그럼, 거기 그러면은 한국말 알아요. 이거 다이소 샀어요. 어. 다이소 알아요? 어. 다이소? 다이소 알아요. 음. 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안 가봤어요. 어. 아니 안 가봤어요. 왜 왜 어떻게 다이소 알아요? 그냥 상 통해서 봤어요. 다이소 그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그게 되게 아뭐뭐다 뭐, 뭐 있는 것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이요? 네. 한국 이름이 송하연이고요. 아 한국 한국 이름 있어요? 한국 이름? 그냥 이렇게 통화 토양에서 아 중국 이름 네 그냥 중국 이름 한국 발음 중국 이름 뭐예요? 중국 이름 중국 이름 하오란 하 야아뭐 아이니 아 감사합니다 Can you teach? Can you? 아, 안질. 네 알아요? 아 진짜? 안산 지역 가까워요? 가깝냐고요? 어디에서? 어?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 가왔어 안산 지역 가왔어 아 진짜 아, 안산 아, 여기 살았었어요 한국에? 아 정말요? 안산 안산 공단 1번 610 시와 공단? 다시 1 아. <laughs> 알아요? 아니 어딘진 모르는데 시와 공단은 알아요 아610 1시 음. 1 몰라요 610 다시 1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 시와 공단 알아요 네 알아요 너 집이 어딘데? 안산 선부동. 몰라요. 아, 몰라요. <laughs> 안산만 알아요. 안산. 안산 이마트 가까워? 이마트? 네. 어 안산역에 있는 거? 안산역? 네. 거 그쪽에 우리 엄마 살아요. 아, 안산이요? 응응 응, 그쪽에. 외국 사람 많아요. 안산, 역 맞아요 맞아 제일 여기라 맞아. 어, 반찬역 가야 돼. 아 맞아. 나도 이틀 이틀 전에 안산역 가서 응. 먹고 왔어요. 아, 뭐 먹었어? 우즈베키스탄 식당. 응. 인도네시아 식당 제일 좋아. 아 정말요? 뭐 있어요? 안산역에 맛있는데. 볶음밥, 볶음밥. 인도네시안 볶음밥. 볶음밥? 아 그래요? 볶음밥이랑? sate. Sate. Sate s a Sate is uh, Indonesian food like chicken bulgogi, chicken oh. chicken grill, chicken. Ah, uh, g r i l l chicken. Uh, grilled sate. Sate. Uh, you you you. Understand? Uh, e s 물어봐. s h 식, 인도네시아 식당. 아, 사테 주세요. 사티. 안산역에 아는 레스토랑 앞으로, 있어요? 안산역 앞으로 아, 인도네시아 어. 식당 많아요 아 그래요? 아무데나 가면 돼요? 응? 아무데나 추천할 곳 없어요? 추천? 추천? 어 식당 추천 아잘 모르겠어요 Can you can you recommend any restaurant? Any in um Indonesian 아, restaurant? 아, 앞으로 앞으로 가면은 물어봐. 그냥 다? 아다 다. 다? 아, <laughs> 아 식 많아요 여기서 아 you can say uh, if meet uh, 외국 사람 uh, you can ask 아. uh, 인도네시아 식당 어디 있어요? Uh-huh. Then they will answer. 음. Yeah, <laughs> yeah. I will try. I will try. 해볼게요. 먹어볼게요. 음, 인도네시아 식당 그리고 소불고기 소불 소불고기 렌다 소불고기? Oh, it's hard. 아름다운, 아름다운. 어, 얼마요 지금? 만 원? 제일 저는 잘 모르겠어. 아 진짜 괜찮네. 음. 만 원? 아 괜찮네. 진짜 가, 진짜 먹어볼게요. 아, <laughs> 네. 아, 몇 살이에요? 스물 음, 5살. International age. 아, 25살. 25살. 그러면은 네. 이뭐예 어, 지금 원래 선생님이었다가 아, 선생님. 네, 다시 이제 그만뒀어. I quit my job. 그만뒀어? 네, 네. 왜 왜요? 예. Yeah. 어, 대학교 다시 가려고. 아, 대학교 다시. 아. Mm-hmm. Nee, het was convoy. What was an what was not, not for the teacher. 이제 선생님 말고 수의사, vet, vet. You know that veterinarian. No, no, it's okay. It's for it's for, yeah, it's like animal doctor, animal Ah, doctor. okay, okay. Ah, doctor. Kanosa? No, no, it's not for people. It's for this animal. Wait, I, I will use Google Translate. sorry. Yeah. 조금만 알아요. ning. Yeah, animal doctor. doctor animal. 학교시골대 학교에 대학교에. English. English. <laughs> <laughs> <laughs> 네. 아, 한사역은 집에 몇시 미안해요? 어, 20분? 버스 타고 20분? 20분? 20분, 20분 30분? 몇 번, 몇 번? 1번 100번? 어... 110번도 있고 501번도 있고 Opik Ilbon 어, 이마트 가야 돼? 아, 이마트 쪽 가는 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그래. 옛날에 가봤어. 이마트 이마트 좋아해. 홈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어 이마트 가면은 어, 홈플러스 가면은 어, 맛있는 거 사요. 어, 맛있는 거? 아 소불고기. 소불고기 <laughs> 되게 좋아하네. 잘라 잘라. 음. 어서 되지. 소불고기. 아, 안사 살았었어요? 음. 음. 한국말 알아요? 7년 동안 한국 살았어요. 아, 7년 동안? 지금 몇 살이에요? 아? 아, 스물일곱. 스물일곱. 음. 스물일곱, 스물여덟. 왜, 왜 올라가? 왜 스물여덟 올라가요? 아? 이제 곧, 이, 이제 곧 스물여덟 돼요? 응. 음. 집에 가서 그냥 인도네시아 살아요 지금. 아 지금은 인도네시아 살고 언제 언제 다시 되돌아갔어요? 제가요? 작년에? 네. 인도네시아 아 가고 싶은데 maybe you wanna going to Indonesia? Uh-huh. Yeah. yeah, if I have chance, yeah. I will, I will go. I will be uh, tourist guide. tourist Taipei. À, cũng Guide. ah yeah, guide. Cùng Guide. Cùng guide. Ah. Ah, cùng gang. I will be cùng guide. Yeah, we say like guide, guide, ah, tour okay. guide. Joy. 지난달 지난달에 I mean uh, some people from Korea in my city. Oh, really? 여기 여기서 공장 있어요. 어, 네 명. 다섯. 아. 네, 네 명. 어, 와이퍼 인도네시아 사람. 아. 인도네시아 잘해요. 어, 일 잘해 있습니까? 네. 어, 한국 번역하. 아. 혹시 어, 인도네시아와 난 이번에 어. 어, 반장님. 어, 반장님. 아우. 네, 네. 아, 좋네. 번역가. no, not yet. Because I'm studying. 재밌는 사람? 어떤 what's your type of I don't know. Well, I don't have the designated type of man. I just like 그냥 그냥 그냥 잘 얘기 잘 통하고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아, 뭐 미국 사람. Bikuk Sarap? We cook. We cook Sarap. Asian, Asian people. Uh, Asian people? Like me. Yeah. and <laughs> I think the country doesn't matter. Yeah. Oh, country doesn't matter. Okay, okay. 상관없어. 다른 나라에. Mm-hmm. Mm-hmm. yeah. But, but you look so pretty, really. 아 정말요? 감사해요. 네. <laughs> 아, 아, 아, 얼굴이 이뻐 그리고 머리카락도 길어. 이만 <laughs> 머리카락 긴 게 왜? 머리카락 길어 이쁜데. 일어나봐. 맞아 머리카락. 일어나. 아 싫어요. 아, 귀찮아 귀찮 <laughs> 아, 아, 아, 혼자 살아요? 집에? 네. 뽕님은 부모님 댁에 계시죠? 부모님 집에. 언제 살아요? 네. 결혼하고 싶은데 두명 살아요. 결혼. 남편 같이 살아요. 남편 같이 살아요. this mm. This what? I, I like this conversation. Mm-hmm. Uh, Hanguk, ah. Hanguk, Tehan Minggu, no ah, uh, maybe someday I want go to Korea. Maybe. Oh, someday, yeah. 한국 하면은 I can meet you. 아 지금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일요일날 학교 가야 돼? No, no, no, no. Era this, 집에서. 아, 그 집 그냥 집에 있어요. 어, 알았어요, 네네네. 알았어요. 아, 네. 집에 어디냐고요? 어, 부산이요. 어 어디 살아요? 아, 부산, 부산. 살아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 다음에 부산 가고 싶은데. 아, 부산 좋아요. 부산 좋아요. 바다 좋아. 제일 제일 좋아. 예. Yeah. Yeah, right. 두, 두명 부산 사람이에요? 예, 제주도. 어, 제주도. 와, 제주도, yeah. 제주도도 좋아. 아, 아 yeah, right. 제주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제주도 가야 돼? 어... Um, maybe, Maybe you have to... 한국에 배? 와서 음. 한국에 와서 비행기로 제주도 가래 돼요. 아, Or 비행기? 배로. 에, 에, 아, 부산, 어, 부산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어, 네. 지하철 타고 지하철 있어요? Yeah. 지하철? 네. 음,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학교에 어딘데? 네? 부산 학교에 학교 어디서? 부산? 아 학교 예. 네. 음, 알았어 알았어. 어. 한국 살아요? 한국에? 네 안산 살아요 지금. 오. 안산 가봤어? 인천, 안산, 서울에. 음, no, 예, 아직 안 가봤어. 왜 한국 사람 안산, 인천 안 가봤어? <laughs> 외국 사람들은 다 가봤어. 대천, 구미, 인천, 안산, 대구, 수원, 병택, 아, 가산 디지털 How about, how about 진주? 진주? 아, 진주 가봤어요, 진주. 오. 아, 부산만 안 가봤어요. 다음에 시간에 있으면은 아, 부산 아, 가고 싶은데. 음, 부산 정말 좋아요. 아, 부산 좋아. 맞아 좋아. 야. 어, best friend? Yeah, best friend. 아, 베스트 friend. Forever. <laughs> 괜찮아요. Best None of my weird friend. 베스트 friend 아니면 때려 때려. 때려. <laughs> 몇 살이야? 몇 살이에요? 열일곱 살이요. 열일곱. 그러면은. s e 시작한데 음, 지금 어, 고등학교? 네 같이 어, 학교에? No 다른 학교 다, 다른 학교? 어, 알았어 네, 얘는 제주도 학교 저는 부산 학교 왜 어떻게 만나서 어, 다른 학교에? Um, we were yeah in fact we're, we're... 음, 팀, 가족 가족이었어 yeah we're like a... 예, 약간 아, 한국말 친척인데 얘기 친구. 어 친구. 음, 알았어, 알았어. 남친 있어요, 남친? 없어요. 왜 없어요? Ex, ex, ex boyfriend? 엑스 보이프렌드 I had. 어, 아, 전 있는데. But 얘는 없어요. <laughs> 얘 없어요. 어. <laughs> 진짜 둘이 이쁜데? 예? 진짜 둘이 예뻐 너 둘이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예쁜데 한국 아가씨는 아 맞죠 아더 예뻐 많이 예뻐 둘이 어. <laughs> 어떤 남자는 어, 사랑하고 싶은데 What's your type of guy? 아 일단 키 크고 뭐라고? tall d o 아, d o 예, 예, 더. 더, 더. 아, 예. 예. 그리고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예, very kind.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How 아, 170? 아, no, how 아, tall are you? I'm 170. 170? 아. 예. And 옆에 사람? 친구? 140. <laughs> 때려! 때려! 때려! <laughs> 거치마 진짜 거치마 알아? 어? 그래? 너 친구 거치마 아, 요차는 그 140 없, 없는데? 아, 때려 그래. <laughs> 때려. 예. 때려. 예뻐 예뻐 진짜 예뻐요. 감사합니다. I like uh, 한국 여자. 음. yeah. 어. 나중에 부산 가고 싶은데 시간 있으면 응 부산 좋아요 아 같이 갈래? 놀러 같이 갈래? 아니요 왜? 아씨 가면 나중에 가면 무서워 아니 뭐하냐고요 음 어, 어디서 지금? 뭐 집에 있어? 병원이요? 병원입니다. 하스피럴. 아, 병원? 아, 누구 아파? 내가 아파. 어, 무슨 아파요? 코드. 코드? 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약 먹으면은 전화 왔어. 누구한테? 병원에서? 응? 누구한테? 놓고 왔냐고? 똥간데. 아, 친구같이? 혼자? 혼자? 아, 친구 많아? 아는 동생. 아 동생. 어, 동생. 어디 살아요? 한국에서? 광주 알아요? 광주. 모르시죠? 아 광주 알아요. 광역시. <coughs> 어디 사세요? 안산 살아요 지금. 그리고 그 이- 뭐베이 안산 가봤어? 아니요? 왜? 거기 뭐가 제일 유명하죠? 아 서울에 서울이죠. 아 서울이 서울이었어? 음. 서울 가봤어? 서울역, 응 가봤죠.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용산, 서울에 가산 디지털 컴플렉, 인천. 저- 주만안 가봤어. 뭐야 오세요 내일 아 괜찮아? 약속해줘 다 프로미스 다리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그래 야우사우사 맛있는 거 음. 사준대 언제? 내일 온대 <laughs> 다음 주 다음 주 시간 있으면은 광주 가고 싶어 응? 맞아 내일 tomorrow. 아 t o m 안돼 바빠 시간 없어요 왜요 와요 나중에 초밥 먹으러 가요 시간 아 토요일 날 저녁에 maybe 이거 있고? 아 저녁이 더안 되죠 음. 아, 뭐,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네? 양념치킨? 후라치킨 네, 네. 아니 치킨 사준대 그거 아, 오마 아, 서부골기 서불골기 수시 수시 수시 아 수시 부페 아, 좋아해 부페 부페 너 많이 부페 크림 고기 불고기 뭐 마셔요 물 워럴 음? 뭐 마셔요 아 서불고기 물 저, 아 ah, 이거? 뭘? 음. 몇 살이야? 17살이야. 17살.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응? 고등학교. 고등학교. 응. 고등학생. Kota Kasai. Oke, Kota Kasai. Guangzhou. 음. 어, 사람 많아? 두 명. 두 명. 동생. 아, 남친 있어? 왜? 남친 같이 안 없어. 없어? 없어요. 네. 왜? 당신 많이 예쁜데? 안 예뻐요. 예뻐요, 진짜로. 어떤 남자는 음. 사랑하고 싶은데 응? 음? 어떤 남자는 사랑하고 싶어요 너요? 네 응. 음. 왜? 아니 너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떤 남자는 응? 어떤 남자는 어, 좋아해 누가요? 이름이 뭐예요? 저요? 네. 민아요. 김인아. 김민아. 김민아 음, 아, 씨. 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아파 Iro ke apa deh? Iro ke apa deh? Ah, deh guys. Aku mal calmur deh sayo. Calm deh. Mo mo mau go, Pendi? Camping. Audi hmm. Sasa, eh, Seven Eleven. 自유 이거 다 있어 샀어 응? 다 있어 샀어 다이소에 샀다고? 대박 한, 한국 좋아해요? 아, 좋아해 여, 여자는 많이 예쁜데 음 같이 갈래? 놀러? 응? 놀러 같이 갈래? 서울에? 저 돈이 없어요. 아, 나돈 줄게. 너무... 돈 줄게. 얼마요? 3년 뒤에. <laughs> 그때 X 타고 그때 X 타고 안 비싸. 어, 아, 5만 원, 10만 원. 비싸잖아. 그게 비싼 거야. 안 비싸. 괜찮아. <laughs> 뭐래? 달라 해봐. 어, bro, money, money, 계좌, 계좌. 계좌 번호? 돈 줄래요? 아. 돈, 돈, 돈. 나 성금 쏠게. 나 성금, 성금. 성금 쏠 어, 저. You have, 어, 계좌 번호? 신한은행, 토스, 토스. 신한은행, 기업은행, 어떤 은행? 응. 딘합은행. 신한은행? <laughs> 아니 너가 돈 좀 주세요. 아. 용돈 좀 주세요. 새복 많이 받 용돈 주세요. 네. 어, 원단, 원단, 만 원, 만 원. 만 원? 아니, 1만 원. 1만원 괜찮아. 아, 놀러 같이 갈래, 서울에. 나, 나 놀러 같이 가래, 아, 나 돈 줄게. 맛있는 거 줄게. 먹을 테니까 놀러 같이 가재.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내가 알아, 안 갈래. 오케이 <laughs> 약속 왜, 프로미스 왜, 왜, 친구는 왜 친구는 얼굴이 안 보여 친구 일로 와 일단 성금 성금 10만 원. 성금 10만 원? 아, 20만 원. 소리야. 뭐가요? 왜 사람 많아? 너 얘기해. 어, 너 동생. 돈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응, 용돈, 용돈? 좀 주세요. 아, 나 네. 줄게, 나, 나 줄게. 아, KTX 어, 연수장? 연수, 아, 뭐라고? 티켓? 영... 티, 티켓 한국말 뭐야? 티켓? 미... 티켓, KTX 티켓. 티켓? 아, wait, 잠시만. I will... 어디로 물어보려고 하는 거? 서울. 티켓. 연수증? 연수증? 연수... 연수증? The cat. 영수증. 영수증. 응. KTX. 정권 시설 BOC. k t KTX. 아. 아, KTX. 아. 아 야, 서울에 가, 서울에 가면은 그 다음에 아, 어, 어디래 어. 롯티 워터 ice skating 좋아해 저도요 너, 너 잘해? ice skating 잘해? 그게 뭐야? 몰라 아이스케이팅 아이스케이팅 아이스케이팅? 어 아이스케이팅 아이스케이팅 잘해? 그게 뭐야? 아이스 케이트 아이스 링크 아이스 링크 아 아이스 링크 아이스 링 아이스 링 어. 어, 아, 어떡하라 그러냐. 잘못해? 잘하죠. <laughs> 잘해요. 많이 떨어져. 정말이요. 잘못해 떨어져. 나 아, 존나 잘타. 뭔 소리야? 넘어질 것 같아. 진짜 존나 잘타. 진짜 나랑 가보던가. 이거 겨울에 정부 앞에서 하지 않냐? 무슨? 내일 갈래? 갈래? 어 있어. 거기 버하고 그먼 대전에서 내리면은 그 어둠 어둠 저기요? 응. 음. 거기 내려야 될 체육관 그 있거든? 거기 앞으로 가다 보면 거기 알아. 야 가볼게요. 이리 야 갈래? 이, 한 명당 여섯 여 일곱 시간 시간 제한 아두 시간이야? 두 시간인데 혹시 근데 아, 그냥 맞다, 오래 있어 돼 나내 태원이 갈래? 시도 그대가 아침 먹고 생각이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도 나 룰루 졸라 잘 타서 그 개잘 타 그러니까 도비드야 사람도 쓰레기 타다가 차야 테크거리 안 됐어 <laughs> 야 그럼 뭐 개가 엄청 맞춰 아니 생각 타야 돼 음. 응. 왜? 제가 완전 손 잘려 응안 넘어지면 됐잖아 아니 장갑 사하고 들어가요 해. 어, 진짜? 어 헤이낙 무조건 써야 해. 헬멧은 쓰는 건 아닌데 장갑은 왜? 서, 야, 아니면 손가락 잘라서. 너 장갑 없는데? 내가 그 전에 갔는데. 그래서 사야 돼 거기서? 아니. 가져가야 돼? 어? 가져가야 돼? 가져가긴 하는데 너 나는 아줌마 몰래 하나 받아냈거든. 가족 팁 들을 테니까. <laughs> 왜 웃어? 뭐? 붉어 나 뜨고 있아 또라이야 아, 아 상관이 빨리 안녕하세요 마스카라 불러주세요 벗어달래 마스크 아직 벗은 거 아니야? 올려달래 난 조, 한국 초... 아, 추워 지금? 바깥에? 응 니도 응. 한이잖아 넌 기억이 다르잖아. 그래. 연말이 어지 서울 쪽. 서울. 아, 엄청 춥겠네? 건가? 겨, 윗지방이 원래 더 추운 거 아니야? 응. 우리 아랫지방이 그나마 따뜻하고. 이거보다 더 춥다고? 응. 어느 아, 저 옆에 어디 가는데? 어, 오늘? 비양원. 여기가? 비양원 갔다 와서 다음에 어디 가는데? 나? 응. 나 내일 스케이트 타러. 스케 스케이트라? 네. 타이타닉. 아이스 스케이팅. 아이스 게 스케이팅? 아, 내일 타러 간다. 광주 없어. 어디? 광주? 있어. 광주 있어. 없어 광주. 있어. 두둥 두둥. 나중에 어 나중에 할게. 어. 깜니다. 알았어. 왜 그리요? 아 인사 인사 인사 주세요. You have 인사 게? 아 인사 줄게. 응 음, 누나. 음. 이거 보고 뒤에 깜지래. 나 이거 깜지야? 얘가 이거 보고 깜지래. 그래. 깜지로 할수 있는 거 뭐지? 귀엽지. 왜 못으로 들어가? 민나? 아. 민나, wait 잠시만요. I will follow your insta. 돈이야 좋아하는 색. 이거 먹어보고 싶어. 이거 해봤다 했지. 이거 에어기 해봤다 했잖아. 너 친구 남친 있어? 너 그래? 이거 먹고 싶다. 너 친구 남친 있어? 아닌가? 내 친구? 응. 없어. 없어? 둘이 없어? 없어? 둘이 없어? 둘이 없어. 응 없어. 아나 없다고? 너 여친 있어? 아 여친 없지. 너 없어? 응. 이때에 헤어졌어. 그 장거리 연애하자 하고 장거리 아니야 만났어 언제? 그 이하라 달라 때문에 응 거기 거, 그게 거기가 광, 광주 북구야 아 진짜? 어. 너 걔랑 사귀었었냐? 응 며칠? 뭐야 점심 그런 것도 안 세냐? 응뭐 먹었어? 팔로우 보냈어? 인스타 아, 팔로우 팔로우? 인스타. 잠깐아 인스타 더 있어? 인스타 없, 없는데? 너 없어? 없어 민나 민나 없어 어 민나 김민나 어, 오케이 오케이 있어 있어 음. 네 잠시만요 음. 찾아볼게요 이하라도 남친 있지 않냐? 태웠어. 알려드린. 태웠어. 응. I follow your Instagram. 없긴 좀. 인스타 받을게. 나한테 인사하는 거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Have a, have a good day.